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카페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 거는 체리 요거트랑 이제 바나나 라떼를 만들 거예요 그 재료가 이제 바나나 바나나 라떼 재료는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 우유 그리고 믹스 커피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체리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체리 그리고 요거트 설탕 그리고 이제 시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체리를 일단 씨를 빼가지고 이제 끓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끓여가지고 설탕 넣고 아 잼을 만드는 건가? 어 약간 밑에 깔리는 그 다음 그 위에 씻었어요? 어 씻었어 그 위에 이제 요거트 뿌리고 시리얼 넣고 오 소리 자체가 맛있지 맛있네 요거 먹을래? 아니면 저거 아, 약간 먹어라 규빈 형이 규빈형 준다 해서 자 이걸 했지? 냄비에다가 이제 씨를 다 빼고 손질한 이제 체리를 넣어줍니다. 바로 넣었어요? 응. 끓인 다음에 넣어야 돼. 어, 아니 바로 넣던데. 바로 넣어요? 응. 바로 넣고 이제 약간 약불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사히 완성을 했고 제가 만들기 전에 이제 체리 오거트는 규빈형을 준다고 했고 이제 바나나 라떼는 준질 해준다고 해가지고 둘한테 이제 주고 남은 것들로는 이제 또 멤버들한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